야, 너 지붕. 어, 어 지붕. 야, 야, 야. 아니, 저거. 이놈을 아니야, 저거? 어, 다시 내려온다. 내려온다. 스타터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부처녀야 또마가 왔다 깨떡번호 주라 오늘은 내가 꼭 단다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미 여기가 다 대나무예요 여러분들 오. 여기가 벚꽃이 폈나 보네. 흙이 묻어 있었었구만. 빗자루에 굿이 묻어 있었었어. 와, 씨발, 존나 무섭네. 무섭다 이제 어. 지붕. 밖으로 들다녀 지붕, 뭐야? 지붕, 어, 지붕. 어, 지붕, 뭐야? 어, 어, 뭐야? 어, 야, 저 뭐야? 맞다, 저 있다. 있다, 지금. 어, 어, 저 뭐야? 어, 그 소리 있구만. 뭐야? 누구야? 이리 와봐 너 뭐야 너 누구야 누구야 어, 어, 어. 쪽으로 가네. 풀숲 쪽으로 해서 다 풀숲 쪽으로 다녀. 풀숲 쪽으로 다녀. 와, 와 존나 무섭네, 씨발. 와. 와.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본 건 아닌데, 태아령 같기도 해요, 지금. 태아령, 태아령. 아이언맨 배급박 헬멧 아이언맨 배급박 헬멧! 아이언맨 이 새끼 또 음주해하고 여기다가 집가또 흘려놓고 갔네. 미국이나 지켜라잉. 대한민국은 민국이는 우리가 지킬란게 어? 뭐야 이거는 아 아이언맨 그네 친구가 타고 다니는 그 뚜껑이다 이거 맞지 이거 실버색 space gray. 아이폰. 너무 멀리 갔냐? 미안. 그리고 생각이 안 났어. 아 씨, 미쳐 스그, 스그. 한문. 아니, 아니, 아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야. 해석해서. 다 알았죠, 여러분들? 아, 나 원래 좀 한자 이러고 읽을 때 원래 좀 흘려서 읽어요. 흘려서. 흘려서, 흘겨서 읽으니까 흘려서 읽거든, 내가 원래. 와, 이거 존너무좋네 계세요. 부츠, 부츠 누님과, 부츠 누님이 좀, 예전에 살벌하게, 같이 조심해야 돼. 어 무서워, 무서워. 애기가 안녕하 세요. 새내기요, 새내기. 잠깐만. 야, 너 지붕. 어? 너 지붕. 야, 빨리 나와. 없다. 뭐야, 어디로 왔어? 어? 지붕, 지붕. 어디 갔어? 뭐야, 분명히 지붕 쪽에 있었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잠깐만 바람이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저거만 흔들려 바람이 아니야 저거만 흔들려 들린다. 뭐야? 어? 어? 가보자. 가보자. 야, 근데 저뒤 뭐냐? 어? 저 어, 뭐야? 어? 야, 야, 야. 뭐야? 저기 봐봐. 직선으로 봐, 직선으로. 다시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어? 어? 다시 뭐야 와! 명성도 씨발. 가보자. 와, 씨발, 존나 무서운데, 저게. 저 뭐다? Yahut 만지시다 아, 와, 만지시싫 만지기, 아. 야, 포치인가 모르겠는데 계속 장난 아니야 기운이. 기운이 세. 말소리 말소리 말소리 들려 말소리 허리 아프다. 지금 보이기도 했었고 아까쯤에